지금이다 와 뭐 어떻게 맞췄나 너 핵이야? 핵이야 신고해줘 와 그냥 감으로 때렸는데 그 속도와 좋아요와 구독 <laughs> 아! 집중! 첫 번째 킬 홀수가 100이고 번째 아 홀짝홀짝 맞추라는 거구나 온다 너는 홀순이 짝순이 도전 총 없을 수도 있으니까 뒤로 가요 잡을 수 있을까? 펌프라 좀 자신 없다 빠지자 사이 가잖아 갑자기 세졌다 얘 어디 갔어? 아, 나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. 어디로 빠진겨? 자, 앞번, 아, 앞번호 아, 애들이 뒷, 뒷번 애들 다 잡고 있는데. 예다아 깜짝이야 오버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누구랑 대치 중이야 와 진짜 놀랬다 100개 감사합니다 홀수 성공 엄지가 더 좋아 나는 스크스에 엄지 써요 왜냐면 이게 빨리 줌이 빨리 열려서 한대 먼저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저기 보이면 엄지가 훨씬 줌이 빨리 열려 이거 엄청 빨리 열리지? 뺀 거랑 비교해줄까? 이렇게 엄지 끼면 슉 까비 빨리 열리기만 해요 <laughs> 우리 방은 매니저님들이 방송을 다 살린다 39번이 아니야? 3 1번한 명 더 잡을까? 어딘다 지금이다 어, 와 뭐 어떻게 맞췄노? 핵이야? 핵이야 신고해줘 와 그냥 감으로 때렸는데 우버유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뭐야 짝수야? 뭐야 이거 왜 줘? 홀수 또 홀수라서? 잠깐만 이거 좀 팔면만 하고 진통제보다 드링크가 가벼워서 가볍고 top 10 때 긴박한 순간에 진통제보다 드링크가 더 빨리 먹어서 이렇게 먹는 속도가 더 빨라서 무조건 드링크를 많이 챙겨야 돼 어. 진통제 쓸데없어 어, 연사를 가 연사를 가 이기는데 제 뚝배기 새 거다 내가 이럴 줄 알고 헤드를 한 대도 안 때렸거든 뚝배기 새거 아, 나 잡는 거 다 홀수냐 근데 이번에도 홀수 잡아야 되는데 과연? nice. nice. 와 좋았다 35번 홀수 <laughs> 아 진짜 다 홀수네 그거다 아랫번호다 다 50이 안넘 보는 얘도 올 수 같은데 깜짝이야 오버유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오버유님 300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달래나 집에 갈래 무서워 아원 미쳤네 아, 나, 나 이거 너무 주는 것도 별론데 18번 경박사 날 쏘는 거야? 그래, 막루 별로야. 머리락 보인다 nice. 와 미쳤네 54번 조끼 갈아야겠다 조끼 갈고자 아이씨 조끼가 왜 이래 뭐가 나? <laughs> 아 조끼 뭐가 나 보이는데? 3등 잡으면 2등하는 공식? 조졌나? 애살이야? 왜안 나와? 옮겼어? 자리? 인이라서? 돌로 갔어? 안 가냐 저기 가자. 갈것 같은데? 한 번 더 피해야지 어우 깜짝이야 <laughs> 아직 두개 남았다 한 개 남길 거야 nice GG. 38번 짝수 <laughs> 나이스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희님 괄보기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